지금 횡성 휴게소를 왔는데 횡성 한우 더덕 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15,000원이라서 어 과연 맛있을까? 하는 호기심이 들어서 하나 시켜봤습니다 한번 볼까요? <laughs> 이런 비주얼 여게요 와우 그대로 어. 한상이네 그죠? 짜잔 그럼 이제 15,000원짜리 한우 더덕 스테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우. 제대로인데? 자, 이렇 맛있는데? 진짜 맞다. 소고기로만 한 것 같아요. 어, 그래요? 뻑뻑해. 어. 퍽해 맞아. 돼지오일 좀 들어가야 좀 음. 부드러운. 원래 이게 좀 돼지고기에 지방이 같이 섞여서 만들어야 함박스테이크가 좀 부드러운데 얘는 어, 칼을 너무 휘두르는지 말고 아, 그래. 얘는 진짜 소고기가 빡빡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닭가슴살 이제 여러 개 먹으면 목매이는 그런 느낌 있죠 약간. 아 진짜? 먹어봐야겠다 어그 정도로 진짜 소고기가 엄청 빡빡하게 들어갔는데 한 점 더 더 먹어봐요 음. 파, 뭐지? 팔로, 팔, 팔로우가 안 됐어 아, 초점이 아, 그래. 살짝 나갔어 음. 음. 좀 이렇게 식감이 지방에막 부드러운 그런 것보다는 진짜 고기 덩어리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뻑뻑한 고기를 먹는 그런 느낌이고 이번에는 더덕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었어요 소스가 살짝 매콤한데? 그래요? 잠깐만 오케이 아 이게 더덕인가? 응 여기 이거 더덕 같은데 이걸 같이 곁들여서 음. 음, 줄게요. 잠깐만요.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? 얘가 살짝 매콤한 소스인데 이 더덕은 그 마요네즈 느낌에 약간 고소한 맛이 추가돼서 그걸 서로 약간 중화시켜주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똑똑한데? 않아요? 음. 엄청 주시한 느낌은 아닌데 맛있어요. 그치, 냄새, 맛있지? 냄새 일도 없고 진짜 음, 음. 맛있어요. 매콤하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. 왜? 매콤한, 매콤한 게 음, 소고기도 약간 느끼한 게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음. 완전 그냥 밥 반찬 느낌인데요, 이거? 밥이 약간 쫄깃한 맛이에요. 응? 이거 먹고 갈 거예요? 음. 난 스프 먹고 싶어요? 스프 안 먹고 싶어요? 음, 음, 더덕. 어, 내가 상상했던 더덕의 맛이 아닌데. 여기서 썸네일 한다면 요 썸네일 괜찮아요? 아마 초점이 핀이 너무 얇게 만든다 아, 이크기 아. 아, 그 상태 땡기지 말고 어. 썸네일 좋아요 이렇게요? 네, 이제 먹어요 음 맛있어요? 같이 먹으니까? 포인트가 보인다 이거네 진짜 맛있다 계란 같이 먹으니까 음, 음. 이거 근데 밥이랑 잘 어울리죠? 엄청 잘 어울린다 그치 나도 밥이 딱 땡겼어요 한입 음. 먹으니까 이게 막 스테이크라고 해서 음. 뭔가 고기만 먹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 한박 스테이크 진짜 근데 나는 그냥 밥 반찬 아밥 반찬 어.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어 감자튀김 엄청 느끼한데? 아 그래? 어. 낮은 온도에서 튀기잖아 기름을 흠뻑 먹었어요? 어. 제대로 됐어 아 먹어봐야지 어우 그죠? 응. 먹을 때마다 미끌로지 안 발라도 되는 기름이 짝짝 나왔어 음, 스프 마무리 마무리 <laughs> 원래 이거 처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치 저는뭐 평이해 보여요 보이기에는 자. 그러게 자기 하나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? 오뎅 이렇게 딱 써있네 어, 어묵을 그 그러니까 상표 이름도 부산 어묵인데 그지? 어. 아 이거 잘 먹네 옆으로 쏙 잡아 당겨 아이고 아이고 어? 저 나다 먹었어요 없어요 어, <laughs> 이제 할머니네 외할머니가 도착하면 맛있는 것도 맛마 주실 거야